손흥민 개인기는 외국 길거리 축구 동호인들도 매료시킬 점. 도로 수준이 높았다. 상대 태클 회피 후한국개선 흔히 알까기라고 불리는 넌매그라는 기술로 또 다른 선수를 가지고 놀았다. 한국은 11일 칠레와의 홈평가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손흥민 개인기는 국제축구연맹 피퍼 세계 랭킹 12위 칠레를 상대로 구사한 것이기에 더 주목할 만 하다. 길거리 축구 영어 매체 아이키크 사커는 칠레의 에 스를 맞이해서도 손흥민 개인기는 아주 성공적으로 통했다. 라면서 훌륭하고 멋진 기술이었고 완성도 측면에서도 뛰어나고 우수했다라고 전했다. 아이키크 그 사커가 칭한 칠레 에이스는 아르투로, 비달, 바르셀로나, 이다. 스페인 스포츠 일간지 아스에 따르면 한국 칠레에 인해 치 출전 선수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다. 아르투로 비델은 2018-19 시즌 스페인 라리가 바르셀 로나로부터 965만 유로 126억 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기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442만 파운드 65억 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분데스리가와 이탈리아 세리에A 소속으로 아르투로 비달은 각각 두 번씩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세리에 A 절대 강자 유벤투스의 2012-13 시즌 차제 선정 MVP이기도 하다. 아이키크 그 사건은 아르투로 비달의 탈취 시도를 미 끌어지듯 빠져나간 탁월한 손흥민 개인기는 실로 걸출했다. 라면서 한국의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우승에 공헌한 후에도 토트넘으로 복귀하지 못하. 고 A매치에 잇따라 이메스나 여전히 터무니없을 정도로 대단한 기술을 보여줄 여력이 있다라고 손흥민 개인기를 극찬했다. 손흥민 개인기 백미는 인종차별적인 손짓으로 대한민국을 모욕한 디에고 발데스에게 성공한 알까기 넌메그였다. 한국 칠레 평가전 종료 후 장면 사진 설명 손흥민 개인기 백미는 인종차별적인 손짓으로 대한 민국을 모욕한 디에고 발데스에게 성공한 알까기 넌매급였다. 한국 칠레 평가전 종료 후 장면 사진 등호 MK 스포 측 제공 손흥민 개인기는 아르투로 비다를 떨쳐낸 것으로 끝이야. 니었다. 한국 칠레 평가전을 앞두고 사석에서 개최지 대한민국을 인종차별적인 손짓으로 모욕한 디에고 발데스, 모나르카스, 모렐리아의 가랑이 사이로 알까기를 성공시킨 것이다. 아이키크 그 사건은 아르투로 비다를 제친 후에도 손. 흥민 개인기 구사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라면서 안정. 적인 동작으로 엄청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미친 수준. 예 넌매그를 뒤에고 발데스에게 장렬했다라고 감탄했다. 토트넘은 국가대표팀 소집으로 올해 자리를 비운 손흥민. 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본 아이키크 사커는 손흥민은 토트넘의 활력을 불어넣을 만하다. 한국 칠레 A매치에서도 눈부시게 빛났다라면서 칠레 전 손흥민 개인기 영상은 사회관계망 SNS에서 확실히 인기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이슈틴 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3경기 연속 득점 포를 가동하며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다. 손흥민은 10일 현지 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시티와의 2018-2019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홈 경기에서 2-1로 앞선 후반 추가 시간 쐐기 골을 폭발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15호 골 리그만 따지면 11번지번째 골이다. 손흥민은 지난달 31일 왓퍼드와의 24라운드 3-1-6 캐슬과의 25라운드에 이어 리그 3경기 득점 행진을 잇. 어갔다 그는 지난해 12월 리그 16라운드 원정 맞대결 당시 1골 1도움 등을 포함해 레스터시티와의 9차례 맞대결에 서어 5골 3도움을 기록하며 천적임을 재확인했다. 손흥민의 쐐기 골에 힘입어 토트넘은 레스터시티를 3-1로 제압. 리그 내 연승을 이어가며 승점 60을 채우고 3위를 지켰다. (1위) 리버풀 승점 65, 관은 5점, 2위 맨체스터 시티 승점 62, 와은 2점 차다. 페르난도 요렌테와 투톱으로 나선 손흥민은 전반 15분 페널티 지역 안에서 상대 수비수 해리 맥과이어에게 걸려 넘어졌지만 페널티킥 선언은커녕 시뮬레이션 액션이 지적 대 그 경고를 받았다. (3분) 뒤엔 요렌테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 왼쪽에 대니 로즈에게 절묘하게 볼을 연결했으나 로즈의 오른발. 슛이 상대 골키퍼에게 막혀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토트넘은 전반 33분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기잇. 런 트리피어 에릭센으로 이어진 패스를 산체스가 정확한 다이빙 헤딩으로 마무리해 한 골 앞선 채 전반을 마쳤다. 후반 13분 얀 페르통원이 상대 제임스 메디슨을 밀지는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주며 토트넘은 위기를 맞는 듯했다. 그러나 교체 투입되자마자 키커로 나선 제이미 바디에오. 눈발 슛을 위고 로리스 골키퍼가 몸을 날려 막아내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숨을 돌린 토트넘은 후반 18분 한 골 더 뽑아낸 승. 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요렌테가 볼을 빼줬고 에릭센이 페널티 아크에서 오른발 슛을 꽂았다. 에릭센의 숱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던 손흥민은 센스 있게 폴짝 뛰어오르며 피해볼이 골문으로 향하도록 도왔다. 후반 31분 바디가 한 골을 만회한 이후 레스터 시티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지만 토트넘은 교체 카드 활용으로 수비를 탄탄히 하며 리드를 이어갔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이 완전히 쐐기를 박았다. 무사 시소코가 길게 올려준 공을 차단하려던 레스터시티에 윌프레드 은디디가 넘어지며 받아내지 못했고 지체 없이 볼을 따낸 손흥민은 하프라인 뒤에서부터 홀로 질주한 뒤 날카로운 왼발 슛을 꽂아 승리를 자축했다. 토트넘 에버튼 네 전 득점 절반에 관여하며 역전승을 이끌자 현지 유명 언론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유럽 프로축구리그 톱2 중 하나인 잉글랜드 무대에서도 최정상급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크리스마스 이브 한국 시간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는 원정팀 토트넘과 홈팀 엘버튼의 2018-19 시즌인 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8라운드 경기가 열렸다. 토트넘은 에버튼을 6-1로 꺾었다.